시작한다. 어. 자, 노항시에서 무려 50억 원을 들여 만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저랑 한번 랜선 여행 떠나보지 않을래요? 한술평 한술평은 학생들이 1 5 가기 좋은 편안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험 공부, 시험 전날라할거그래서 어영부영 놀고 있기보다는 밖에 나와서 청소년 문화집을 시험해보는건 어떨까요? 다람께 했던 랜덤여행 괜찮으봤나요할 말이 없네데 어... 도와줘서 감사합니다